좋아요와 구독 아! 아! 나 별로 다른 게 없어서 미안 아, 원래 할로윈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할로윈 때는 약간 맞은 것처럼 하는 건데 너무 덥다 치명적이죠 혼자서 열심히 사진 찍어가지고 사실 열심히 치명적인 척하고 있는데 뒤에서 거의 밥 먹는 거야 <laughs> 그래 그렇게 적었어 치명적인 척 하는데 옆에서 밥 먹는 고양이 이렇게 어, 그런데 옷이랑 색깔이 반대로 했네 <laughs> 아 나 그 생각은 못했네 여기가 빨간색인데 빨간색 여기가 있네 영차 영차 아. 야 내가 양갈래기가 얼마 만에 입고 보니 이렇게 해서 반으로 쪼개서 야, <laughs> 야 이렇게 먹는 거 맞냐 아침에 이거 하려고 파란색 섀도우를 사러 가는데 아무데도 안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펼쳐져라 어나 나무 황망이는 안 샀어 <laughs> 나무 흑망이는 그거 하고 나서 처치곤란일것 같아서 버리지도 못해서 어차피 나 게임할 거라 필요 없어 장갑도 있는데 장갑 안 쓸 거야 뷰티 방송 뷰티 방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리퀸 분장을 해볼 거예요 작년에 썼던 미샤 여기 이렇게 판박이 주변에 진짜 한 대 맞은 것처럼 칠해줍니다 여기도 했는데 잘 안 보인다 그치? 여기도 했는데 잘 안 보인다 내가 안 보이는 아나 이거 목이 올라온 줄알고안 보이는 데만 이게 다 붙여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<laughs> 할리퀸 분장 어렵지 않아요 그냥 번진 것처럼 등산하고 어디 갈 거냐고? 에란게? <laughs> 아 이거 너무 빙구처럼 무섭다 어 작년 거도 보여줄까? 원래 난 작년에 안 하려고 했었거든 정, 작년에 안 하려고 했는데 점점 할로윈 날짜가 임박해오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야 그리고 보라시티 같은 경우는 코스프레를 되게 많이 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할로윈 날 뭔가를 안 하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은 느낌을 <laughs> 되게 많이 받았어 그리고 작년 거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쿠팡에서 코스프레 쳐가지고 내일 올 수 있는 옷 중에서 조금 무난하고 괜찮은 걸 시켰어 사실 이번에도 할로윈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작년에 말을 꺼내 말을 뱉은 게 있더라고 내년에는 할로윈을 할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오오 어, 오울하더라 어, 어, 지금 보니까 너무 오울하단다 <laughs> 렌즈 그레이, 그레이색 야그레이 색이야 그레이 색이야 아나 너무 더워 <laughs> 아 이거 통풍이 안돼 편집자님 워터파크 좋아해요? <laughs> 아 이런 컨셉 가면 안 되는데 <laughs> 아 좋아한다고? 한 번 더 생각해볼게요 와 이거 어떻게 잡았노 방금 쏜 거는 잘 썼지만은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된다 유튜브에 겨터파크 얘기는 빼주세요 <laughs> 아 어, 어떻게 싸워온 싸워온 이미지인데 겨터파크를 얘기할 수 없어 어 나 이거 가이디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어차피 옷 자주 안 입을 거 같은데 여기만 뭐 가이질로 사러 다니는 게 오래 걸렸지 분장은 금방 했어 나 그리고 너네 모르나 본데 나 메이크업 자격증 있어 <laughs> 아나 너네 나 모르는데 메이크업 상급 상급 자격증 있어 아니 단 한 발 안 더안 잡아야지 어 괜히 싸우다가 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여기는 차를 어디서 지켜야 되는 거야 아위 야 어디까지 뛰어가려고 그러냐 어, 어, 어, 도망쳐 자기장 너무 좋아 이번에 4,000개 먹는 건가? 못오겠었어디 <laughs> 발사량 못 들었나 아니 아주 개피라서 <laughs> 어 라이트 고마워 가야 된다 원 가야 된다 잠깐만 이거 주변을 볼 게 아니라 어, 저 집이 떡상했네 옆집에 얘는 어디 가지 멘탈 잘 많아 우리가 안 보이거든 투템 내야 돼 얘는 옆이 까졌는데 조졌다 한 칸 옆에 갔어 여기서 쏠걸 그치 아깝다 쟤 아, 이거 술류탄 조심해야 되거든요 먼저 가자 쟤 뛰어올 때 잡으면 되니까 먼저 가자 1 더하기 1은 고요미 가버려 어쟤 내가 도와줬다 아씨 뭐쟤다 뺏어먹냐 야 트위치 <laughs> 야 36초 집에 있는 차? 성당 반다 꽃님 별풍선 28개 감사합니다. 이 파사파. 뭐야? 택시 타면 어떡하지? 잠깐만 나 너무 긴장된다 오른쪽 아 뭐야 왼쪽이야? 사운드 뭐야? 잘못 들은겨? 아 짜증나 사운드 잘못 들었어 왜 사운드 왜 이렇게 이어폰 이상해 <laughs> 아 뭐야 올라갔어 이건 못 이겼겠다 아 이건 내 예상도 못했다 카드 1등이라고? <laughs> 미션 진행방에 나증나 내 졌어 미안해 내가 졌어 어 내가 졌어